너무 웃겼는데? 그래서 앞접시 있잖 카메라 나오잖아 이러면 뭘 원하는 거야? 그냥 먹으면 돼 어때 어때 어때 어때? 아 목이 벗어 어때 어때 어때? 어제보다 낫지? 어제보다는? 어, 괜찮 보면 되 초상권 없잖아 내가 노란 딱지 붙인다? <laughs>